조각을 되찾아 뒤돌아 되돌려 보냈던 시간들 모두 다 치우고 지우고 비었던 조각을 홀 다시 돌아가 뒤돌아 걸어가 태워본 거꾸로 돌아가 들어가 꿈속의 환상은 시계가 멈추고 이제는 사라져 D N 낡은 탁자는 지금도 내 앞에 그래서 그렇게 떠나가 바라봐 잡을 순 없어도 꾸밀 거 다시 또 들어가 시계가 돌아가